그렇죠. 뭘로 주? 여기는 대추. 이거 뭐예요? 그거는 희죠. 아, 센 그것도 아. 다 똑같아 3천 원. 산자 아니면요? 산자 산자는 없어. 산자는 어, 안 들어와서 못 갔대. 여기 희죠.